온 TV 가논 바스 보고탁치와 MCND의 저희 MCND가 가는 박스와 함께한 지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요 와우 시간이 너무 빠른 걸까요? 아. 아니면 우리 카논박스 시청자분들과 만나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걸까요? 당연히 후자죠. 맞습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은 1분 1초 같잖아요. 그죠? 네. 저는 카논박스가 그렇게 짧아요. 아, 네.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네. 바깥 외출이 자제하고 계시잖아요. 네. 집에만 있으면 잘 가던 시간도 잘 안 가고 네. 그런 것처럼 음. 느껴지고 그러실 텐데 다들 어때요? 아, 그죠? 그렇죠, 그 너무 지루해요. 약간 맞아요. 심심하고 집에만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 MCND 함께하면 시간이 그냥 절로 슝 가지 않을까요? 어허. 슝. 저희가 오늘 아주 즐겁게 해드릴게요. 와우! 와우. 그럼 오늘 1분 같은 1시간을 보내볼까요? 보내볼까요?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마이 플레이리스트 두둥 두둥 음, 음, 두둥 그래서 준비한 이번 주 마이 플레이리스트 MC 앤디가 추천하는 집콕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케이팝입니다 와우. 즐거운지 준비 되셨나요? 네! 되습니다 미션이 미션이 마셔 뮤직 온 TV 가온 플스 네, 여러분들 마플리 잘 듣고 오셨나요? 잘 네. 듣고 오셨나요?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더 더욱더 즐거우시라고 재밌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원박스 보라에서만 볼 수 있는 한원박스 보라 운수 대통입니다. 운수 어려운 대통. 거 없습니다. 그냥 게임을 해서 MCND에서 가장 운 나쁜 1인을 뽑는 건데요. 그런데 어. 우리 팀에서 제일 운이 나쁘다는 사람은 누구죠? 나는 아니, 나는 아니야. 나는. 저도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위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위나 아니에요? 저는 운이 좋아요. 그래요? 네. 네? 그래요. 안녕 준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맞죠? <laughs> 비켜이라고 칩시다. 네. 네. 자 그러면 진짜 부른 자를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러니까. 카논 보라 운수 대통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오늘의 운수 대통은요 펭귄 얼음 게임을 해서 먼저 얼음을 와장창 만든 멤버가 운이 없는 멤버로 성전되, 선정되고요 네. 벌칙으로 오말걸 효정 선배님이 만드신 2020년 신상, 신상. 애교송 와 어떻게송을 매우 와, 신상이야. 신상이야. 2020 트렌드잖아요. 신상이야. 신상이야, 신상. 네, 신상이야, 네, 이거. 네, 2020 SS, 예, 좋아요. 아 정말. 그런데 오늘 게임이 진짜 정말 중요하대요. 어, 뭐, 왜요? 카눈박스에 불문율처럼 내려오는 전설이 있는데 첫 게임에 벌칙자가 계속 불운의 아이콘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진짜요? 어, 그런 네. 전설이. 어, 어, 어. <laughs>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오늘은 절대 걸리면 안 됩니다. 맞아, 아, 절대 안 되겠네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MCNDA에도 그 법칙이 유지될지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갑자기 생긴 이 게임 어, 뭐야 이거 뭐야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이 게임 뭐야 우리 다 같이 시작해볼까요? 시작해볼까요? 네 가봅시다 그럼 순서를 갈위바보 네, MC님답게 갈갈보로 네. 정해서 1, 2, 3, 4, 네, 이긴 사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시다 좋습니다 좋아요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가위보가위보아 이겼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니 뭐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갈까요? 원하시는 방향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휘경의 표시하면은 먼저 하면 될까요? 네네. 먼저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펭귄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으면 좋겠다. 아이스 에이지. 오 예. 오 예스. 좋습니다. 하나 아,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과감히 해야 돼요, 과감히. 오. 그럼 그럼 한 다섯 개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차 아차 아차 아차가. 아차 아차 아차가. 아, 저 다시 태우면 아니죠. 저 상태. 놀라, 놀라. 저 상태. 떨어져요. 떨어져요. 상태로 해야 돼. 저 상태. 위험하게 놀아야죠. 위험하게. 헛. 헛. 오. 예. 이러면 네. 빅형이 조금 불리. 해 이 조금 불리이 조금 분리. 팝감해 팝콘인가요? 다 튀기네요. 어, 저 하면 되죠? 네. 여기 네. 갱, 갱, 갱, 갱. 여기 아! 갱, 갱. 티오핑이 좋죠. 네, 맞죠? 네, 여러분들. 민발이 네, 걸린다고. 민군의 애교를 보시기 위해선 티오핑이 한 번씩 꼭 들으셔야 됩니다. 2 <laughs> 0 신상. 예. 어떤 것보다도 비싸고. 민군의 음, 모르겠어. 진짜. 아, 나 민군이 어떻게 쓰 모르는 거 처음 보는 거. 어, 2020 신상이야. 와. <laughs> 귀엽게 보여. 표정 뭐야? 좋아요. 네, 보여주세요. A five, a six, a five, six.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내가 너무 다시 다시 할게요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목소리부터 탈락이에요 아니 아니 톤부터가 잘못됐어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네가 너무 어떻게가 아니라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다시 할게요 약간 랩처럼 하면 되고 진짜 애교처럼 해야 돼 다시 하실게요 민군 멋있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귀여운 척 하셔야 돼요 멋있는 척한숨커집니다 이제 되게 네, 이런 시련이 레디 액션. 내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내가 잠시만요 그런 거 안 돼요 안목받지 않 아, 이런 거아 이런 건 끌수록 이제 챙겨주는 아. 거예요 귀엽게. 이미, 이미 최대치로 창피해요 <laughs> 아니, 2020. 지금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2020 신상 오토캡송에 민군의 이름이 걸릴 수도 있는 지금 찬스라고요, 찬스. 아, 더블리 좀쳐요 레디, 파이, 세, 파이, 네. 세. 네가 네.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생각해. 정말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와. 저 지금 근데 왜 너가 걸린다 진짜 그러니까 누나 아니 나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딱 너가 걸릴 것 같다 우리 막내 너무 귀엽다 좋다 좋다 네 네. <laughs> 네. 네 빨리 여러분들에게서 애교춤을 지워야 될 것 같네요 네 음악 듣고 오시죠. 네. MCND가 추천하는 집콕도 즐겁게 할 수 있는 K-POP 이쇼니 미세미마쇼! 카노버스 고란노미나사 분이죠 이진혁 데스! 어, 일단 7개월 만에 컴백을 하게 돼서 정말 감회가 새롭고요. 이번에 많은 무대들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부위단 여러분께 기분 좋은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기쁘고 목표는 일단 어, 이런 노래, 이런 좋은 노래들을 전 세계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타이틀곡 난장판은요 자유롭고 느낌있게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인생을 살아가자라는 그런 모토를 담은 유쾌한 곡입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는 그런 날에 한번 들어보시면 스트레스가 빡빡 부서지는 그런 노래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어, 뮤직비디오 때는 어, 제가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바지를 4개 그리고 위도를 1개 찢어먹었습니다 퍼진게 아니라 찢어먹었습니다 우리 MCNG 색싹들이 MC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고요 어, 어, 점점 자라나는 색상이라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고 잘하고 있는지 이 카논에서 계속 보고 있을 테니까 이분도 사랑해주시고 MC님도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MC님들은 정말 그냥 제 동생들 같아서 만나면 그냥 형! 형! 하면서 막 달라붙거든요 예, 그냥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렇게 찰싹찰싹 다 달라붙습니다 정말 귀여운 후배들이고 무대도 너무 잘해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되는 그런 동생들이죠 어, 일본 활동은 이제 기회가 되면 가서 콘서트도 하고 일본 부인단들을 만나면서 어, 못했던 이야기들을 쭉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고요. 그리고 일본 열도를 후끈후끈하게 만들 난장판으로 예,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 우리 일본 부인단들에게 어, 꼭 기다려주시고 멋진 무대 꼭 일본 가서 선보일 테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 건강 잘 챙기,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죠? 이진혁 대시타. 다이마셔. TV 카논 박스 시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우웅 하고 이제 지나가 버렸네요. 지나가 버렸 벌써 저희가 헤어질 시간이에요. 헐. 어, 저희가 끝내기 직전에 꼭 해야 하는 게 있죠? 해야 하는 게 있죠. 아. 우리 멤버들의 선택 고난기 카논 양자 태길. 과연 오늘은 누구 선택 기로가 설지 한번 뽑아볼까요? 네. 뽑아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저번 주 비경이 멘트를 한번 터죠 네. 과연 이번에는 뽑았어요 벌써? 네. 벌써 뽑았습니다. 파란색 희준이 거다 이제. 파란색. 이거 민재. 파란색. 네, 준이 거야 희준이 거. 자, 민재. 민재입니다. 민재입니 어려운 거부터 이제 정말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민재 <laughs> 씨 긴장하신 것 같아요. 갈게요. 잠시만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할게요. 바로바로 바로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이, 이거 해주세요. 휘진이 대신 3, 1, 2, 자. 이렇게. 저안 해요. 아. 할게요. <laughs> 네. 다음 승은 여자, 남자. 남자. 다음 수은 여자 남자. 남자. 뭐야 뭐야. 너무 저기요. 민트 초코 좋아 하시어 싫어. 잘 때 깜깜하게 주먹 켜고. 켜고. 달걀 완숙 반숙. 네? 반숙. 뭐 살... 아. 아니 이게 약간 잘 안 돼. 자기가 와서 봐줘. 잘안 들려. 아 이게 약간 내가 어려서 라이브다 보니까 약간 아. 알죠. 자기가 네, 와서 봤어. 발라드 댄스. 댄스. 아 네. 아, 약간 근데 전체적으로 좀 질문이 무난무난한데 네. 왜 다음 생엔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요? 네. 아니 저는 솔직히 네. 둘다 상관없습니다. 그럼 둘 다 상관없어 이렇게 해서 둘다 <laughs> 상관없어 저희 이번 생에 남자로 태어났으니까 다음 생에는 여자로 한번 태어나보고 싶기도 해 어, 그럼 어, 여자로 틀렸네요 죄송한요자 어, 바로 진행할게요 애교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그렇다는 거지 <laughs> 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애교 하실래요? 진행을 이렇게 해요? <laughs> 불만 가득 저 이거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잘 때 조명하고 자는 거. 네. 어제 자려고 하는데 휴대폰 후레쉬를 켜고 어. 민재군이 2층 책상, 아 2층 침대 쓴단 말이죠. 네. 2층 그 침대에서 하늘에다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면은 천장이 쎄야 해 와, 그냥 그대로 반사돼서 제 눈에 와요. 잘라면은 항상 민재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민재야 후레쉬좀 꺼줘. <laughs> 아 그럼 키고 자는 거야? 아니. 아 동영상을 볼 때 눈이 나빠지니까. 그래도 뭐 제때 제때 꺼주니까. <laughs> 네, 그렇죠. 네. 반, 완숙 반숙. 반숙. 반숙? 네, 반숙이 뭔가 더 퍽퍽하지 않고 어, 더 맛있어요. 편의점에서 사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민초는요? 왜 싫어요? 팬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아, 네. 그 계속 먹으면 맛있어진다고 계속 생각난다고 근데 쉽게 어. 도전을 못 해보겠더라고요. 근데 음. 맛이 계속 먹으면서 익숙해지고 싶진 않은 맛이. 네. 그 있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싶다. 약간 이런 갬성. 아마 저희 MCNG는 TMI지만 다섯 명 다 반민초단입니다. 맞습니다. 어. 나저 뭐야 미국에서 초콜릿 샀는데 다 민트 초코라고 짜증났어. 어쩐지 너무 쌌었어. 그냥 그냥 민트면 괜찮은데 민트 초콜릿 투 플러스 원이야. 그래. 꿈에 99센트. <laughs> 우리 속았어 그때. 야 진짜 그거 싼 줄 알았는데. 어린 어린 마음에. 뭣도 모르고 샀어 우리 그때. 어. 린 마음에 9달러 아, 어, 9달러. 어, 어. 네. 이제 정말 마무리 지어야겠네요. 하지만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마세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그럼 다음 주에 더 엄청난 즐거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뵐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사랑!